안녕하세요 네 기세TV의 기세입니다 네 오늘 그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고 있는 한인 커플의 근황 네 그거를 찍어봤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2탄으로 남자친구 편 해서 올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, 1을 11시부터 쭉 해서 어 진동 11시부터 1을 해서 8시에 끝났어요 8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유튜브 먹방 촬영할 재료 네 밖에서 사오고 그리고 저희가 치킨 시켜놨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치킨 기다린 동안 브이로그 한번 촬영해볼게요 아니 밤에 자기 전에 저희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유튜브 먹방에 쓸 재료 좀 사올게요 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사올게요 한 개만 사면 되겠지? 오케이 두개 살까두개 살까? 한 개는 영상 찍는 거 어, 말고 그냥 먹을까? 세 개 살까? 네 이게 세개 역시 돼지 네 이제 재료 사왔고 치킨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게요 네 저는 보통 평일에는 일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뭐 편집하고 밥 먹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딱히 막 특별한 거 하는 건 없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라 찍어라 했는데 제가 원래 화면 보면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용기 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치킨 올 때까지 헬스? 노 no. 유튜브 보고 올게요 <laughs> 가볼게 시켜놨어요 네 치킨 도착해서 치킨 먹고 올게요 제일 설레 인정? 인정 제일 설레 어우 치킨이다 우와 치킨 먹고 올게요 치킨 음 맛있다 그치? 재밌다 나 이거 여기가 제가 먹방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별거 없죠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네 치킨 맛있게 잘 먹고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 못 만나는 한인 커플 각자의 이제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팔찌 만들거나 뭐 쇼핑 뭐 이런 건데 저는 찍을 게 없어요 그냥 일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곳 편집 그러면 편집하고 오늘 잘게요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, 기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<laughs> 웃어? <laughs> 웃어? 부끄럽다고 나 이런 거 기대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뭐 보고 싶 아니 보시고 싶은 뭐 먹방 음식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컷